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겨울이고 해서 명절용 산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무하고 우엉이 주로 들어가고요 물론 쇠고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와 쇠고기 우엉 이거는 이제 명절날 산적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 평상시에는 무와 우엉과 그리고 대파만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엉은 물을 좀 잡아갈 정도로 넣고요 소금을 조금 넉넉히 넣고 삶거든요 약간 오엉에 간이 살짝 배어라고 넣는 겁니다. 소금 한 반 스푼 넣고요. 오엉은 많이 안 삶고 정말 살짝만 삶습니다. 너무 삶으면 그 향이 없어져 버리면 우엉전 해놓으면 맛이 없거든요 살짝 더익고도 괜찮습니다 색깔 때문에라도 이렇게 삶아줘야 되거든요 소금에 살짝 간도 배이고요 진한 소금물에다가 한 번만 끓여줍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생긴 납작하게 썰어놓은 거 있죠 산적용으로 이 꼬지보다는 이게 고기가 더 길어야 되거든요. 꼬지가 주니까. 자, 요만하게 얘 길이가요 한 7cm 되고요 폭은 1cm 조금 안돼 한 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넓이만 하면 되는데 꼬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기가 이제 칼집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기계로 눌러놔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고기는 줄어들면 조금 더 굵어져요 길이도 짧아지지만 조금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감안해서 쓰시면 돼요 술 반스푼 쓰고요 설탕 반스푼 하고요 참기름 반스푼 간장은요 한 스푼 쓸게요 자 후춧가루 약간만 쓸게요 그래서 양념을 좀 재워 놓을게요 이우엉은 향이 좋아서 전을 구워놓으면 쇠고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한 개만 포장되어 있는 건데요. 170g 짜리였습니다. 우엉은요 이렇게 생 거거든요. 생 거를 이제 껍질 찌러 있는 걸 사와서 제가 깎았습니다. 그게 향이 좋거든요.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가 놓은 건 아무래도 향이 좀 덜하죠. 그는 꼬지에 꽂을 정도의 사이즈로 보시고 그걸 데쳐서 사용하면 됩니다. 데침게 바로 이거고요. 대파는 좀 큰 거는 조금 잘라주시고요. 조금 큼직하게 너무 작게 자르면 꼬지에 꽂기 힘드니까 조금 큼직하게 잘라주셔도 됩니다. 한 7cm 정도 되는데요. 이 길이는 더 길어도 되고 더 짧아도 돼요. 저는 소고기 길이에 맞췄습니다. 무도 전 꼬지 꽂을 정도의 굵기만큼 꼽아주셔야 돼요. 너무 가늘면 안 되고요. 자, 이 그 정도로. 꼬지가 이렇게 꼽았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꼽아 주시면 돼요. 이제 꼬지를 한번 꼽아줘 볼게요. 자, 가쪽으로는 조금 단단한 걸 꼽아가 고정시켜주고요. 이거는 꼬지는 떡꼬치형 꼬지 있죠. 이쑤시개의 한두 배 정도 길이 정도 되는 여기다가 할게요. 이렇게 고기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. 고기는 줄어들거든요. 줄어들면 감안해서 한 1cm 정도 더 길게 합니다. 대파는 조금 좋아하시면 좀 더 많이 꼽으셔도 돼요. 모두 꺾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한 개씩 쭉쭉 꼽으시면 돼요. 저는 오늘 무가 많아서 아마 무를 제일 더 많이 한 개씩 더 꼽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꼽아 놓겠습니다. 꼬지는 이렇게 다 꼽았고요. 남은 재료들만 이렇게 꼽아놨습니다. 우엉이랑 우랑 대파만두 이렇게 이것만 해도 맛있거든요. 네, 부침가루고요. 부침가루를 종이컵 한 컵 반만 하겠습니다. 자, 계란 한 개 넣습니다. 오늘은 치자 물 쓰지 않고 계란 쓸게요. 자,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넣고요.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간이 조금 느껴질 듯 말 듯한 그런 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 간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저는 자 여기다가 약간만 더 합니다 부침가루에 이제 양념이 다 돼 있는데 왜 여기다가 소금 간을 넣나 하시겠지만 이거를 싱겁게 구워 놓은 거하고 약간 간이 느껴지게 구워 놓은 거랑 완전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냥 맨입으로 전을 한 입에 넣었을 때 약간의 그 간이 딱 맞을 때는 이 전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고 좀 싱거울 때는 이 전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 소금에 약간 넣었을 때 그한끗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소금 간을 조금더 하면은 이렇게 하면 간장 찍어 드셔도 많이 찍어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싱겁게 드시는 분은 이걸 그냥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간을 할 때 전 부칠 때 그 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짜면 안 되고요 딱 먹었을 때 정말 약간 소금의 간이 느껴질 정도로 아 조금 맛있네 하고 느껴지는 그 간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된 팬이고요 그리고 방금 물로 씻었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은 후라이팬은 그냥 하시다가는 자칫하면 또 밀가루전은 조금 나아요. 근데 계란 같은 거 구우실 때 또 붙어서 안 떨어진 경우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이거는 자 닦아내고요. 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불에 달군 다음에요. 기름을 넣고요. 자, 키친타월 같은 거를 조금 두껍게 잡아요. 손 댈 수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름 코팅을 한번 해준 다음에 조금 달궈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잘 떨어지거든요. 자칫하면 전 첫 판부터 안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. 자 이렇게 조금 지금 달궈졌거든요 그러면 불을 다시 낮춰줍니다. 너무 달궈진 데다가 전을 넣었다가 첫 판부터 탈 수 있거든요. 그래 불을 낮춰주고요. 달궈준 다음에 낮춰주는 거예요. 예, 기름을 조금 전을 붙일 거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줄게요. 이렇게 올리실 때 조금 모양을 잡아주시고요. 물론 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하나 더 올려볼게요. 익을 다음에는 기름을 한번 더 주셔야 돼요. 밑에 이제 기름이 없거든요. 고기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먼저 이렇게 색깔이 났거든요. 완전히 낮춰졌었잖아요. 조금만 더 올릴게요. 굴조들은 중에서 약으로, 중에서 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돼요. 조금 약하다 싶으면 좀 올렸다가요. 새가 좀, 좀프라이팬좀 달아졌다 싶으면 다시 내리셔야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